보이더네 어 크로스핏 잘할 것 같네 이 뭐 중이병 걸린 애 같다 타로 상담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이씨 옆에 보고 해 꿈이었네. 요즘 이 방에서만 자면 꿈을 꾼다. 며칠째 방 안에서 소리가 난다. 몸 컨디션도 이유 없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. 확인해야겠다. 아, 니었나 자고 있는데 또 이상한 소리 있겠다. 우미네 아니 씨. 우미 아니네 저게 뭐지 내 방에 디아블로 로딩창이 왜 있는데 상미야 뭔데 여기 어딘데 턱걸이 봉이네 가슴 펴고 꽉 잡아 당겨 뭔데 저 크리스피 도넛 같은 건 오씨 어, 야, 잠깐만 야, 야 괜찮다 야,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한 사람 안 된다. 왜 니가 왜 나온대? 들어가. 집안에 좀 쉬자. 디아블로 매반이 안 돼. 여기 어딘데? 내방인데 늘 분명 디아블로 맵에 있었는데 이거 어, 뭐 어떻게 된 건데 이거 어, 내 일로 들어왔거든 예, 로딩 되면서 일로 들어왔어 내 방에 맞긴 한데 이거 아 디아블로2 다신 안한다 아니 누가 오래한데 그림이 아니라 조각인데 미친놈이 구려는데 오씨 아, 아, 아, 뭔데 이거 아이씨 심장 마비 걸리겠다 괜히 아이가 이거 죽은 거 맞지? 어? 뭔데? 뭔데? 어, 잠가나가기위하다 어, 괜찮다. 어. 뭔데? 어, 어릴 때 눈 감고 다들 상상하잖아. 이룰 수 없는 것들을. 내가 손오공이 된다면, 포켓몬스터의 지우가 될 수 있다면, 톰과 제리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, 루피가 될 수 있다면, 디아블로 캐릭터가 돼서 게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, 단 몇 초만이라도 그 장소, 그 질감 그대로 들어가서 느낄 수 있다면. 이번에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며 그 기분을 느꼈다. 친구 모자이스트와 함께 블리자드가 소송 안 하겠지. 이거 다 장난으로 만든 건데. 아이 소송할 거면 해. 아이 소송할 거면 하시라고. 하지 마십시오.